그 뱃살은 잘 안 빠지더라고 흡입의 문제가 아닌가 <laughs> 안녕하세요 레아트 성형외과 최평림 원장입니다 원장님 어쩌다 지방 흡입을 전문으로 하시게 되셨나요? 초반에는 좀 이것저것 많이 해본 것 같고 하다 보니까 좀 적성에 맞는다 아니면 환자들의 호응도 이게 조금 더 좋아서 그쪽 길로 조금 더 빠져든 것 같아요 제이 아버지 제이 아버지 팔이랑 복부, 허벅지 중에 네. 솔직히 어디가 제일 힘드세요? 음, 다 힘든데 음, 힘든 거는 허벅지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양 맞추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다힘들어 네. <laughs> 원장님은 따로 다이어트 해보신 적 있으세요? 저는 예전에 좀 해본 적은 있는데 되게 기간이 좀 짧고 좀 살이 좀 빠지는 경우는 일이 많았을 경우 그 좀 수술이 좀 많았을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빠지니까 다이어트를 따로 하거나 그러지 못했어요 지금 정도에서 뱃살만 빠지면 되게 좋을 것 같긴 한데 얼굴 살이는 팔은 잘 빠지거든요 <laughs> 근데 뱃살은 잘 안 빠지더라고 음. 뱃살 정도가 좀 해결점 운동장에 말씀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? <laughs> 어, 그게 문제가 아닌가 <laughs> 안녕